소리 어디가? 음? 대체 육지로 다시 가고 싶은가 봐 설아! 아! 조개 먹자! 조개 먹자! 조개 먹자! 어? 곡 짜는 건 엄청 좋아해 잘 걷네? 신났어 <laughs> 거야 대체 어? 홍선 일어나 오케이 <laughs> 바보 같아 소리야 너 어떡할 거야 뭐죠? 대왕조개인가요? <laughs> 귀여워 이제 지놀거다 놀고 피곤하다 이거지? 저기요 소리 <laughs> 식으면 줄게 먹어 <laughs> 누가 편식하래 대단한데?